메달을 모을 생각인가 리디아고는 욕심쟁이 우후훗 반갑습니다 도그골프입니다 리우올림픽 은메달에 이어 이번 도쿄올림픽 동메달을 차지한 리디아고 선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한국 이름은 고보경이며 제주 고씨입니다 1997년 4월 24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태어났고 6살 때 뉴질랜드로 이민을 갑니다. 한국에 있던 시절인 5살 때부터 골프를 배웠고 리디아 고의 부모님은 뉴질랜드에서 골프장과 가까운 위치로 집을 이사할 만큼 전폭적인 지원을 하였다고 합니다. 11살 때 뉴질랜드 아마추어 메이저 대회를 평정해 천재 골프 소녀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아마추어 시절 각종 대회에서 명성을 떨치다 2012년 LPGACN 캐나다 여자 오픈을 우승하면서 렉시 톰슨이 갖고 있던 최연소 우승 기록을 15세 4개월로 앞당기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2014년 10월 타임지에서 발표한 2014년 가장 영향력 있는 10대 25명 중 1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2014년 11월 LPGA 2승을 거두며 LPGA 최연소 신인왕에 오릅니다. 2015년 재외국민 특별 전형으로 고려대 심리학과에 지원에 합격하였는데요. 대부분의 수업이 온라인 강의와 보고서 제출로만 진행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리디아고를 합격시킨 고려대에 대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2015년 2월 17세 9개월의 나이로 세계 남녀 골프 역사상 최연소 세계 랭킹 1위에 등극합니다. 종전 기록은 타이거 우즈의 21세 5개월입니다. 이때 또 하나의 기록은 LPGA 투어 43개 대회에 출전해 한 번도 컷탈락 없이 3, 4라운드에 진출한 겁니다. 참고로 세계 랭킹 시스템이 있는 스포츠 사상 최연소 기록 4위에 해당합니다. 1, 2, 3위는 모두 여자 프로 테니스에서 나왔네요. 같은 해 9월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생애 첫 메이저 대회 우승을 일궈냅니다. 이때도 최연소 우승 기록을 수립했는데 와... 정말 최연소 기록 갱신 장인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네요. 2016년 4월 ANA 인스퍼레이션에서 생애 두 번째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하고 리우 올림픽에서는 박인비 선수에 이어 2위를 기록, 은메달을 획득합니다. 12월에는 골프용품 업체 캘러웨이와 결별하고 PXG와 5년간 1천만 달러, 당시 하나로 약 117억 초대형 계약을 맺게 됩니다. 올해 연말 계약이 끝나는데 어떤 업체와 계약할지 궁금해지네요. 2018년 LPGA 메디힐 챔피언십 우승 이외 이렇다 할 승수 추가 없이 부진을 겪다 2021년 4월 롯데 챔피언십에서 우승하여 16번째 LPGA 우승컵을 들어올립니다. 그리고 얼마 전 끝난 도쿄올림픽 여자 골프에서 동메달을 획득하여 골프 역사상 최초로 2회 연속 올림픽 메달이라는 기록을 수립합니다. LPGA 통산 성적을 살펴보면 누적 상금 약 1200만 달러, top 10은 90회, 우승은 메이저 대회 2회 포함하여 총 16회입니다. 리디아 고의 골프백을 열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PXG와 계약 중이라 그런지 드라이버부터 퍼터까지 풀라인으로 PXG 클럽을 사용합니다. 드라이버는 0811X 프로토, 3번 우드는 0341X e 젠2, 하이브리드는 0317X e 젠2를 사용하며 아이언은 0311P Gen 3, 웨지는 0311 Milled Sugar Daddy, Milled 리디아, 퍼터는 prototype Thunderbolt C, 마지막으로 공은 타이틀리스트 프로 V1X를 사용합니다. 앞으로 넬리 코다와 더불어 대한민국 선수들의 강력한 경쟁자가 될 리디아 고,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도그 골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구 골프 지속가능 경영이 가능합니다. 사랑합니다.